Someday 너를 위해서 Someday 뭐든 할 수 있어 Someday 너를 만나고 난 뒤 Someday 마법에 빠진 것 같아 사랑 사랑 그대의 이름은 사랑이라네 아침에 떠 했잖아